마음먹고 오긴 했지만 너무 먼데? 생선 시장 근데 뭐 프랑크푸르트는 생선 파는 데가 거의 없어서 그렇지 거기는 소매잖아 더 비싸 뭐 있긴 있지 한국 식품점에 가면 있고 그 다음에 또 시내에 하나 있는데 별로잖아 요즘 비싸고 그치 비싸지 그리고 거의 대부분 냉동으로 팔더라고 걔네는 뭐 다 생선살을 다 발라내고 껍질을 다 발라내고 아주 생선 살만 나오게 그렇게 슈퍼에가도 있지 그렇게 된 거는 근데 응? 이탈리아 애들은 생선 다시를 이렇게 발라서 지네들이 먹잖아 근데 독일 사람들은 생선 다시가 있으면 걔네들은 껍질을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 껍질 싫어하고 독일 여자들이 더 편한 것 같아 요 일을 별로 안 거의 다 냉동식품에 있는 거를 많이 먹는 것 같아 요 물론 뭐 해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 근데 오늘은 조금 춥네 여기서부터 오시면 이기 점점 이제 시내로 오니까 그렇구나 되게 멀다 이제 푸하라입고푸하라 시푸드 푸하라 요거는 블루드나 이거? 벨라마리노. 어, 오징어, 문 생선이 잘 정리되네. 맥주 한. 2 킬로니까 나가리. 빌2 킬로. 2 킬로. 잡식이요. 예. 잡식이 아, 더? 니들 그렇구 골프 골프 브레이크 그거잖아. 그 아, 저기 납치. 납치 야 Va bene, g r 이거 광어 아니야? 아, 이게 광어네. 광어. 사서 먹어. 어, 그래? 어떤 거? 이런 거. 이거? 이거 키로에 9.9인 거 같은데? 얘는? 얘를 모르겠어. 얘가 저거네. 저거 그 당신이 지금 얘기한 거 그지? 뭐? 아고. 아비 내가 얘기한 건 이거 방어 음. 이거 사건 맞다 아니 사지마 소화사랑 살래? 화나 사봐 오빠 이거 2kg 아이 별로 안 큰 거 같아 안큰거 같아? 새우가 있고 이거 고등어인데 고등어는 이거는 그다 훈제된 거야 새 저거 아, 바지락. 음, 바지랑뭐 조개 뭐 이런 거 있나 봐. 개도 있어 개. 걔는 얼마야? 몰라? 아 저기 그 청개 뭐 이런 거. 파란색이야? 홍게 아니야 이건 빨간색인데 홍게인가 봐. 왜? 다 힘든 거야. 필요해. 필요해? 이게 뭐라고? 바닥까지. 바닥까지? 어. 여기 과일이 음. 키로당 막 10만 원씩 하고 그러나? 모르지? 새우 하나 사고 가자 머리 없는 거 이거 하나 뺄까? 무슨 새우? 아까 그러니까 바지라는 그거 사야 되는 거야 파네 양고기 럼프 스테이크 아메리카니쉐 티본 스테이크 그거 비싸겠다 US T-bone, black. 이게 7월에 29.99그 다음에 저건 뭐야? 다리 여기 Irland 거야. 아. 여기 써있네. 호주 거, 뭐, 미국 거. 치즈 왜냐면은 거의 다 이태리 거네 응? 그지? 그래요? 여기 뭐 테리야키 소스도 있네 있기는 어? 테리야키 소스 요거? 응 어. 사면서? 아니 사지마 저번에 샀잖아 여기 혹시 그거 맞나? 어 마이크? 어? 여기 리오마레 있네 리오마레 이태리에서 팔던 리오 마레 얼마야? 이거? 어, 1.35 한개 어, 비싸네 광청김 판대 아 이게 광청김도 팔아 응. 음. 빵가루도 빵가루 우리나라 거 아니구나 응. 음. 너구리 라면도 파네 여기 너구리 다 파네 음, 어 저기다 넣어 저번에 잘산것 같아 피크닉 어. 박스 같이 생겨가지고 단거안 그러면 생선 냄새 엄청 날걸? 세차하고 갈까? 세차하고? 응. 그러지 뭐 entschuldigung? Ich habe eine Frage. 엄청 지저분하지? 아니? 아, 저번에 했지. 아, 우리 아들님이? 아까 저기, 어? 베트남 아저씨인 집? 어. 참 친절하네. 신경질 안 내고 기네기네 지저분해 거기? 저번에 한 번 해서 그런가 봐 keiner, stand keiner von allen, denn der reichenden Menschen gefallen. Hey, meine Mutter, du hast ja 발콘 테라스 믹스라고 써있습니다 여기 뭐가 좀 있는데? 여긴 다 야채인데? 여기 어, 배추도 있어 이거 배추에 잘라트라고 써있는데 이거 잘라트라고 써있는데 배추 모양 아니야? 여기 꽃 적는 거 같아 꽃 적는 거 Oh 바로 좀 찰스분 그런 거 글쎄 여기 있다 우리가 먹던 마리베 5월의 사탕무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뭐, 신기할 때나 사이즈가 여기은 아, 잘라트만 있는 것 같고 저리 니샴비 사람들 많이 나왔다.